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 존나 이상해 따라라라라 시부는 is like a cuter way of saying fuck 오이 오이 아 <laughs> 잠깐만 27호만 뭐 되나 지금 있잖아 아, <laughs> wow, he can do a split. Ooh, that looks nice. Oh, look at this, so hot. I like, I like this one. Camden Lock. <gasps> 야, 이거 존나 끼르네. Oh, here, I'm here. Thank you. 와. 개커. 야 미쳤다. 음, 맛있어. It's so freaking good. The table. Oh, yeah. Mmm. 과연 음 이건 딴 피자보단 느낌이 다른데? 음. Here for you and for m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Dirty bitch. Gay bar. Korean food and cultural culture hub. 오. 아침 햇살. 야바이. 어. 김치 가격 똑같은가? 어, 3, 4, 유로 5,000원? 5,000원이 이렇게 이거 is like 5,000 and 오 모크 지지지지찌개 what is this? tofu soup 김치 김치찌개 아니 3,000원 해보다고 3,000원 for this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This is really good guys This is really good 어 공깃밥도 있어 에이 3 dollars 와 라면 야 Look at this 야 그래. 냉동 냉동 김밥. Free frozen 김밥. 어 순대다. Oh, they have the body sausage. 나나는 대로 하나님 거야 언제나 내고 또 지나니 우와, 이거 맛있겠다. 보닭, 호박, chicken, chicken and chicken and mushrooms. Oh, sorry. 호박. I actually haven't had this kind of bread for a long time. cheap. Good weather with steam mm. buns. So good. Mm -hmm. So good. Oh my god. tastes like um, oma oma mashi. Cheap cheap mashi. Tastes like home. It's chicken chicken and mushrooms. 전 청국장 있어요 혹시? 뭐, 옆, 옆, 옆, 옆 테이블은 지금 먹고 있어. You have to use your phone to scan the QR code. Ah, QR code. I have another phone. Wait, oh, this this QR code over here. Ah, okay. 새우 볶음, 김치찌개. 오, 김치찌개다. 갈비탕. Okay, rib. 아, uh,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 chicken. Oh, I don't know, kimchi fried rice, I think. 순두부찌개, 파전, 만두 잡채, 라볶이. 와. So many good foods. Wow. 미쳤다 이게 와 주마테 I'm waiting for my rice guys 와우, 릴리지 볼 수 있어. 와우, it's so good actually.